Invisible. Ready? Yeah. 따라옵시 6초 이게 뭐야? 얼른 여기서 들겨 영어 따라옵시다 자 슈터 Are you ready? 예 yeah. 스탠바 not you uh, clear Are you ready? Yeah. Stand by. 저희가 드디어 한번 나가봅시다. 슈터! 로드 앤 맥크레디. 홀스터. 아, 이거, 이것도 조심해. Are you ready? Yeah. Stand by. 아, 총알한다, 총알한다. 나! 언노된 쇼 클리어. 해보다 홀스터.